あ、ドゥセッあ、ちんちゃよあ、もうなんか私今こ今これもよく見えてるもう何気をつけてえあ、ジおーバーあれ足があ、これ一緒にする寒いって 何の時間これ?아 그냥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살기 너무 소통이 됐다 까 집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냥 토크나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한국에 살기는 또 유명한 테스트가 알아 MBTI みたいにするのこれのテストの名前が뭐지? 名前で 음란마귀 테스트예요 음란마귀 테스트! 답은 私는 100점입니다 짠짠! ジョンみんな男えそんなみよ왜みんな男よ この写真を見てどんな三半인지 맞춰 주세요. これじゃない 그러니까 맞는데 왜 응. 맨날 어떡 동그라미가 있어요. 왜, 왜 저게 왜 아, 아니 어, 이거 이거 업로드 되게 많어 아니 저기 왜왜 그걸 私に見せます?이 아카이 토코로는 初めて行っの指や。와 <laughs> 자, 지금 김경식 딱 밑에 쓰고 카레가 테토 못했게도 쿠리코는 단세 산인다. 꺼내시더네 이런 히트를 한국 고대와 うんらんまきっていう、ね、同じこと言ってもエロいに見る人ウうランマギーのが見たああじゃあもんじもんもうそういうの最初からそういうの変やじゃん私の私のなんか飲む下ネタめっちゃ好きみたいじゃん好きじゃんどうやって最初まあむそった本当に素直に素直に何ももう作らないでマウンデロヘアジクリコ舞うんだろう잠깐만요에 저, 야, 저는 진짜... 무리 저는 무리 아 이거 나 또 봐도 이건 이제 미치겠네 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이제 아 아기? 대머리 흩어져 귀를 이시 나가나 아뭐なんか私今こ今これもよく見えないもう何 어? 거, 거래요? 이거 뭐지? 음? 아 나도 근데 잘 모르겠긴 하지 어? 거래 전부 연, 연마세 해야 돼? 에?これ何頻度頻度何マジで何그私も前に友達から聞きましたか、うん、그 AV とか前に出るものだって注意してみてねって、うん、하나둘셋 아 진짜 진짜 세카이는 히로이고 일요일은 나이트타치가 이룬다 아기가 그래 기저귀 응. 교환하려고 했는데 음. <laughs> 나도 미카이 아, 그니 나 먼저 <laughs> 네,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왜? 아버지가 아이에게 뽀뽀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 사랑하는 왜, 왜? 우리 아기. 어. 아, 진짜요?あ、これも여기森森。あ、あ、私ここ D と思った。ここ D で、ここで、あぼじか誰かがこうやって見てるの。なんでなんでなんであれ、わかりですね。ネガモンでしょ。CO、EI、UC。 와えなんかいいナ 아, 내가 왜 그러냐? 아, 요- 난 그래 전적인 나무인가? 아니 저이 나무 이름을 코기 커플이라고 하고 싶어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왜냐? 계속 같이 붙어 있잖아. 아, 나무 아. 계속 죽지 않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리고 이 나무 이름을 뭐라고 하고 싶어요? 저요? 뭔가 아, 아제 <laughs> 사이즈 딱 밑에 두께 뭐가 미에요? 그냥 수리코 사이즈 딱 밑에 두께 선뻑뻑뻑 쌈빠빠빰 무슨 뭐 노래요 쌈빠빠빠 와타시는 사이즈 밑에 두께 제육덮밥이 위로인데 요배를 마치 제육덮밥을 아, 아, 시키니까 아 타테니 이런구 어, 아, 보쌈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아주 와타시하 너무 치고 에로이 도타치는 나니가 미에 맛이냐면 음... 한국 어대 단세노 모노를 나한테 안하시었죠야한아 단세노 모노 성의연분 찰스가 한국어대 난이죠? 호주 호카노가 것도봐 저는 알아요? 호주잖아요 네. 아 호카노가도 알아요 찰스 호카노私ヤンプンイビビンパかなと思うヤンヤンハンヤン <laughs> <laughs> なんか 그러니까. ヤンプイがヤン무슨 말이에요? あれ教師みたいにヤンプイビビンバ 음. 아, 야, 아, 양용품이 이런 느낌? 아니가 예슬 として見たら 저는 괜찮은 것 같아. 그쵸, 그쵸. 근데 약간 자기장. 에, <laughs> 소주다. 약간 자기잖아. 아, 이렇게 내가 무슨 개홍콩 홍콩 만두 가게 아저씨みたいな これね別にエロいとかじゃなくて 예술 的にここだけ書くのもわかるわかる아 아, 진짜로 한국의 인난기가 아니네 물란마기 테스트 실패 그리고 퓨어 나이트야 와 어머 개떼다 <laughs> 개떼다 개떼다 와 진짜 아 뭔가 미 뭔가 죄송합니다 어, 미련해요 私 <laughs> 이건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베스트야 앵글, 카라, 효조 3코가 진짜 베스트 아, 니야 지금? 에? これ何結局? 에? 이누, 이누누 귀 어, 이누누 귀요? 이누누 귀 에? これ 사이즈가 違うじゃ 다친 거겠지 설마 그거. だって犬の木こんな細くないよこれこれこう 자꾸 그렇게 터치하지만 오키쿠나 그러잖아 違うえ本当に犬の木ね犬귀야 犬の木ね

あ、あにあに、最初からそうだと思ってた。이런이도대체를한국에음란마귀도이마스음란마귀ち음란마귀って욕잖아요욕아니야음란마귀아마일본어리셋때문最悪じゃんインランキー発情してるみたいなパイジョンパイジョンどんぶりらの意味じゃんパイジョンどんぶりいね可愛くはないんだよ 카와이잖아 엄청 카와이인데 아니 뭐가요? 어, 왜냐면 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인데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인데 이게 왜 어, 그러네 강아지 강아지네 자고 있잖아요 강아지가 강아지 잘 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 왜도 그래 <laughs> 와 그래 진짜 아, 이거 너무 잘했어 진짜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게 혼내가 혼난이 아니라 아, 아, 맞아 맞아 아 그냥. 네. 저는 뭔가 너무 세게 하고 <laughs> <laughs> 아니 자기 이거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뭐? 근데 왜? 예? 이거 뭐 다시 후치는데? 아그러니 후치났다? 응넌넌이逆に何え아니요 예, 아니요 この手じゃないのこの手が왜 콩때가 자기가 가슴님이 에다 되거든. 아니 그건 아니고. 응. 가누조가 아타라시 얘기 있고 싶단가. 아 자기 자기 혼돈은 혼돈. 혼돈 그래 갖고. 아뭐 쓰지 약간 거래야 약간. 진짜 왜 가슴 어떻게? 아니 가. 텐션가 가는. 아, 가슴 어떻게 전화 이거 그냥 가누조가 언제 입고 싶단 거야. 그흐 기히. 모았다네. 뭐 와. 그리고 생각하는 베스트 난 이거거든 베스트. 사실 제가 自分のなんか加工したんじゃないかって思うぐらい自然だったのが犬の耳これがレジェンドだチャギヌ내가진짜봤을때정말비교했던거가그래진짜이거는처음에무슨난방구끼는건줄알았어아빠가악인이방구인가이렇게생각했는데그래요신짱은거의이렇게들잖아신기하다그래

ぜひ当ててほしいちょっと今から探すわ私あ OK 예전강아지귀보러가자빨리와양파들고와ああ <laughs> <laughs> やっぱりヤンパそれが好きだったんじゃん